안녕 얘들아 오늘은 컬러풀 케미스트리를 만들 거야 케미스 케미스 안녕 오늘은 컬러풀 그거 만들 거야 바꿔볼 거야. 엄마는 이거 통해서 오빠. 꼭 무슨 레디쉬 될까? 레디쉬 화이트 낼때까지해야 돼? 잘 섞을게 그리고 거의 소금 같다 음, 소금 같다 내 것도 얘가 너무 예쁘다 음, 몰라 핑 옐로우의 시름 읽어봐. 1 5원 응. 블루랑 레드랑 한번 이번에는 보니까 나한테는 브라운이 될 것 같아. 캐리 말고 캐리하고. 음, 맛있었어. 펄펄 보라? 펄펄 보라? 부부 보라? 얘는 안 좋아할 때만 될 거야. Thank you. 아이스크림이야? 아이스크림이야 이거? 야. 말도 Whoa. Whoa. Whoa. big scoop. Big scoop, we need to go. Explosion. Big, big, big lemon water explosion.